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에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기는 구례 산동에서는 산수유를 산수라고 부르며 산수유가 고급 한약재로 잘 팔리던 시절 산수 한그루 말씀 으 자식들을 대학에까지 보낼 수 있다 하여 대학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와 이게 대학나무라 불렸단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다 산수나무 심어야 되겠네 집에서 먹다가 신고당해가지고 음. 그거 사과 먹으려고 아까 우리 가기 전에 로컬 푸드 한번 거기 들려보자. 뭔데? 너쁘지 이것도 그거 아이가 매야 아이가. 최고의 풍경입니다. 우와, 우와. 뜻은 뭐지? 모르겠어요. 그 서울에 아는 그 아는구나 생 같은. 아. 한 번씩 입고 보면 너는 이 카메라 여기서 하나